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많지는 않아요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먹고 있는 애는요 얘예요 얘는 칼슘 제품인데요 미네랄 하고 비타민이 같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 애예요. 사실 제가 정보가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상에서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가 함량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근데 계속 주사를 맞아 왔었지만 주사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약으로 어떻게 복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햇빛으로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도 막 그렇게 많지도 않고 낮에 햇빛을 많이 받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칼슘제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D를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칼슘을 먹는 이유는 제가 또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육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저 몸에도 조제를 또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이거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요 비오틴. 이거는 함량이 만메가거든요. 근데 처음에 드실 때는 천짜리부터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 저도 천짜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비오티는 그런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머리카락이나 뭐 손톱이나 이제 뭐 살결 뭐 이런 단백질적인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비타민인데요 제가 이걸 먹기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머리가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도 좀 숱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많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탈모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탈모약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었는데 제가 그 비오틴을 먹고 나서 굉장히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났어요. 머리도 많이 나고 잔머리가 굉장히 많이 났, 났어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제가 잔머리가 진짜 많이 났어요. 제가 비오틴을 먹고 진짜 이렇게 잔머리가 많이 났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3개월 이상 복용을 했는데 첫 달 천짜리 먹고 둘째 달에 5천짜리 먹고 지금 만짜리를 세 달째 세 번째 달에 만짜리를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탈모 고민 있으신 분들은 먹는 거로도 복용을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영양제로도 복용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먹는 게 유산균이죠. 유산균은 그냥 이렇게 포로 된 거를 항상 먹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많이 드실 거예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유산균을 변비 때문에 많이 먹고 있고요 일단 이거 먹으니까 가스가 원래 잘 사는 <laughs> 편이었는데 유산균 먹으니까 또 가스 현상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먹는 건 이렇게밖에 없어요 사실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먹는 영양제를 보여드렸을 때 어 이게 뭐야 라고 하실까봐 <laughs> 사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요 세룰라이트도 배에 낀다고 합니다. 그 제가 저번 영상에서 배 마사지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유산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배 마사지 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변비가 자주 생기다 보니까 많이 하는 마사지 방법이고 배에 세룰라이트를 없앨 수 있는 마사지 방법인데요. 보시면 배꼽을 먼저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한 10초 정도 배를 살며시 꾹 눌러준 상태에서 따뜻하게 배를 감싸듯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10초가 지났으면 시계 방향으로 배꼽 주변을 돌려줍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10바퀴 정도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배꼽에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서 장 쪽으로 배를 밑으로 밀어주세요 힘을 너무 가하시면 안 되고요. 배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부드럽게 내려줄 때 힘을 살짝만 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배가 부글부글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장을 또 한번 잡아줍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장을 밑으로 내려줘야지 입변 활동이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내려줘요 그리고 다시 시계 방향으로 배를 돌려줍니다 마무리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네, 이렇게 하면은 배장 운동이 활발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스도 잘 배출이 되고 변도 활발하게 잘 늘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 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영양제가 몇 개는 안 되지만 저는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